팔론 벽 느껴버렸죠? 오야야야야야야 쉔쉔쉔쉔쉔쉔쉔쉔쉔쉔 오우 쉔! 오우 쉔! 오우 쉔! 보이지 않는 거미 오랜만에 푸잭 제드 갑시다 근데 탈론 샤코네 아 이거 좀 빡세겠는데? 챌린저 제대로 PC방 여자 꼬시는 컨텐츠는 대체 언제야 나중에 할 거임 좀 기다리셈 자 한번 해봅시다 음... 와야 탈론 잘하는데? 68번? 노영진님 맞다고? 혹시 영진님이세요? 아게 핑크가 들어왔는데 저분 아닌갑다 저분이었으면 하이 해줬을 거야 탈론 조금 잘하는 잘하니까 한번 보자 야, 어 잘하는데? 탈론? 다이아에 이런 숨은 고수가 있었구나 팀 2,000원 음 달고 선취 만원 오케이 탈론 선취죠 계속 걸어 이러면 미드 끝났죠? 솔킬이야 솔킬 이 판 이겨야겠구만 또 영진님은 또 이겨줘야지 탑 샤코 했는데 져야지 이런 식으로 깔끔한 딜교 탈론도 DW 좋습니다 그리고 암살자 대전할 땐 꼭 아셔야 되는 게 potion 아끼면 안 돼요 암무빙 칠 때는 무조건 W 각 주면 안 됩니다 nice. 잡았다 아 존나 아깝다 아 이거 성공이 안 때려졌어 탈론 벽 느껴버렸죠? 오야야야야야야 쉔쉔쉔쉔쉔쉔쉔쉔쉔쉔쉔 오우 쉔! 오우 쉔! 오우 쉔! 어 쉔을 말하려다가 쉔을 말해버리 쉣을 말해버리는 아 씨 사기챔 처형 어려운데 헤헤헤헤 이러면 손해는 아니지 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W2궁 좋다 답답해 아우 아까 부르라 진짜 날 먹이네요 제드크크 야 탈론이 저 얘기하는데? 탈론이 저런 얘기를 한다고? <laughs> 어까임 이러고 있네 와 이거 이거는 조금 그런데 아니 부러우면 너도 하던가 아니 부러우면 너도 하던가 야 탈론이 제드 어까지 저거는 15까지 날 먹은 아네리우리우 크크 아, 날 먹은 안 하는 스타일 뺨 말이 없네 아 개날먹 어떻게 보면 얘도 날먹이라고는 할 수 있는데 얘는 상대법 알면 너무 쉬워 빠지는 척하면서 이거 떱떱 해도 되죠? 네가 날먹이 아니라고 제드 데미지 날먹이 아니면 오이 본인이 키움 그건 맞지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아, 습니다 나이스 잘했다 잘봐 신기한 거 보여줄게 와. 잉? 뭐 없어? 어! 이 자식이고.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구만. 얼두댕씨. 어. 젠장. 잡았어. 적을 처치했습니다. 이제 날목 날목 탈론 달려오겠죠? 여기는 모를 거다 이 새끼야. 아! 가자, 쉔. 아 존나 아깝다 야 어머 어머 어머 씨뽀 오야 어? 아 진짜 뭐야 거기 또 있어? 에이드 뼈 아니야 텐데. 와. 이건 몰랐지? 아니 뭐해 이렇게 안 죽은 거야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그렇지! 미드 차이 나네요 제드님 크크크 이거까지 진다고? 미드 차이 절대 치게 할 순 없지 아 나잖아 잔다잉 딜 넣어야겠다 아 씨. 나이스. 할로님 어려울 듯 누구 남았어? 두 명 남았지? 어 꺼지고 나이스 적에게 당 뒤져라 아니 피음만 하면 우리가 네가 죽은 거랑 다른 게 없잖아 아 뭐야 아니 피해볼 왜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죽을 텐데 저거. 윤드댕 정아궁 빠짐. <laughs> 아 띠껍네. 아 샤코 저렇게 하고 게임 이긴다고? 걸린다. 아 진짜 너는 너무 못한다 야. 아니 카시야 전혀 없냐? 아 뭐야 아, <laughs> 씨. 아, 열받네.